여러 신체 활동으로 지치고 피곤한 당신의 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리 몸의 불편함 이렇듯 피로에 지친 우리 몸에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? 바르는 것만으로 냉온 마사지 효과를 관절에 바르는 마사지 크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타조과 희귀조류에서 추출한 에미오일과 오가피, 구기자, 새무릎 추출물 등 한방 성분의 탁월한 효과.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. 각종 레저 스포츠 및 운동 전후, 업무상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, 컴퓨터 등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, 공부에 지친 수험생, 장시간 운전으로 몸이 뻐근하신 분, 바르는 것만으로 냉온 마사지 효과를 관절에 마사지 크림